영시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오버릭강자가요 혹시? 음! 야 진짜 진짜! 오 예. 와! 음, 진짜 대박이야! 이거 봐봐 대박이지? 대박 잠깐 이제 완성이야 이거 혹시? 응, 응. <laughs> 이거 입술 필러 맞은 것 같다 그지? 응 어때? 근데 그, 거, 그 갈색 선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야? 뭐 나쁘진 않은데? 음. 난, 나 나쁘지 않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아따맘마 엄마 입술 같다? 아니야 그럼 무슨 입술이지? 오버리이니까아 그래 오버립 와. 채영아 괜찮다. 한번 채영이 보여주고 와봐. 관심. 아니 언니 보기 엔 괜찮다. 이거 이거 약간 여기 딱 여기서 봐보자. 음, 나쁘진 않아 야, 너 입술이 그렇게 발라 안 어울려. <laughs> 할머니. 형무양 이름 다시 봐봐. 응? 어? 혜무양 이거 오버립이야. 뭐라고? 오버립이라고 오버립. 오버립? 아니. 아 웃겨. 엄마가 나. 아 근데 괜찮긴 해 채영아 보면 볼수록 명란젓 입술 같아. <laughs> 근데 할머니가 안 어울린대 아. 아. 이뻐